행복하네요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W와 함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개인 앨범 작업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딱히 요즘에는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, 저는 <laughs> 요즘 뭔가 보여드릴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쇼핑을 잘 안 했는데 하면은 보통 직접 가서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옷이 없어서 뭐 반팔티나 긴팔티 그리고 추우니까 패딩 같은 거 좀 사서 입었던 것 같아요 쇼핑을 잘 안 했는데

아, 술이요? 어, 이 꽃밭에서 술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소주 제일 좋아합니다 소주와 어울리지 않는 안주를 찾기가 더 힘든데 장어도 좋고 찌개류도 좋고 다 삼겹살 행복하네요 옷갈 있나요? 오케이 사진 구경하고 들어가자 진짜 떨어뜨려 네, 뛰면 돼요? 네 갈게요 네 가볼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예. 뛰었다 예아 네, 좋아 좋아 좋아 그런 것도 우리에게도 있죠 딱히 막 장르를 가려서 듣진 않는데 추천을 한다면 요즘 제일 많이 들은 게 박하엽이 선배 <laughs>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그리고 혼내 노래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 봤는데 <laughs> 아 다들 그거 보길래 저도 봤습니다 네, 아,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카지노도 보고 있고 노트북 제일 좋아합니다 영화는 뭐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앨범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처음 준비하는 앨범이다 보니까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 그냥 제가 한 2년 정도 시간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그 시간별로 좀 되짚은 그런 앨범이에요 그냥 되, 제가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본 앨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너무 많은 것이 다르고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빨리빨리 정리가 됐었는데 문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이런 앨범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대로 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많아져서 좀 더 수정하게 되고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팬분들이 기다리셨던 거에 비해서 좀 늦게 나오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일이 참 힘들었는데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직업이 관객과 팬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어, 되게 큰 힘듦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시 만났을 때 가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뭐 행복? 뭐 이런, 이런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 그때 제가 또 마침 생일이었었는데 리허설 할 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이게 게을러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바쁠 때도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큰데 사실 살 빼면서 운동까지 하기는 진짜 되게 힘든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뭐 밥도 먹고 하는데 웬만하면은 집에서 쇼파 있는 시간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어, 멤버들이랑 예전에 촬영하러 북유럽 다녔던 게 기억이 많이 나서 북유럽 가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좋잖아요 예쁘고 이렇게 내려봐봐. 이만큼 써주세요. 어때요? 네. 네. 네. 다시 한 번.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입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 딱히 계획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팬분들이랑 평소에 해왔던 방송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도 편하고 그런 식으로 찾아뵙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디올 패션쇼에서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마 서, 설일 거예요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미가 딱히 없어서 뭔가 취미가 생기는 게 또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컴퓨터 게임 좀 하고 이런 게 취미긴 한데 잘 못해서 제가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네요 네 <laughs> 민망한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매거진 촬영도 해보고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더군다나 이렇게 혼자서 해본 건 처음이라서 조금 음,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도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<laughs> 네,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할 제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<laughs>